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가 들려주는 밤에 송우를 담당하고 있는 단색 어린입니다. 저희 내밤팀은 네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작업하기 어렵게 되면 영상 제작에 차질이 생깁니다. 이번엔 저희 팀의 소중한 스태프분들 여럿에게 좋지 않은 일이 겹친 탓에 부득이하게 영상 업로드를 한 번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.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고 다음번에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연 모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